에이펙스 레전드의 세계대회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에이펙스 세계대회 ALGS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회를 관전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더욱더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LGS는 에이펙스 레전드 글로벌 시리즈의 줄임말로 이번 대회는 21년 9월부터 22년 7월까지 진행되는 두 번째 ALGS 대회입니다. 총 상금은 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60억 원이죠. 참가 지역은 북아시아 태평양, 남아시아 태평양, 유럽, 중동, 아프리카, 북미, 남미 총 5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몽골과 함께 북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북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출전한 팀들 중 우리나라 선수가 속한 12팀을 소개해볼게요. 팀의 선수 과반 이상이 가진 국적을 따라 팀의 국적도 정해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레이지 라쿤, 줄여서 CR팀은 인지도 높은 선수들이 속해 있는 유명한 팀이죠. 라스, 셀리, 제더 선수와 썬데이 코치님이 속해 있습니다. 다크 e스포츠, 줄여서 다크는 두유노두, 리크라이, 헤이든 선수가 속해 있습니다. 퍼앤 빅토리 게이밍, 줄여서 파브는 아니, 에임봇, 윤디 선수와 어썸가이 코치님이 속해 있습니다. 에임봇 선수는 프로리그 1부에서 인상 깊은 크레이버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포세븐, 줄여서 FSV 팀은 희각, 주스나, 상준 선수가 속해 있습니다. 퀸테 포르티시무 줄여서 QF팀은 전 A2 출신의 덱스, 카르마, 시프 선수가 속해 있습니다. 리젝트, 줄여서 RC팀은 도그마, 정희, 민성 선수와 만디 코치님이 속해 있습니다. 리젝트 팀은 전 FLK 소속으로 1회차 ALGS 우승 경력이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에 지역 추천팀으로 소개됐습니다. 리드 줄여서 RID 팀은 카론프, 오블리, 빠카 선수와 로스진 코치님이 속해 있습니다. 이전 T1 소속으로 프로리그 1부 대회에 1위에 빛나는 강팀입니다. 플로라 e스포츠, 줄여서 플로라는 메이니 선수와 스타일 코치님이 속해 있습니다. 생고쿠 게이밍, 줄여서 SG는 애쉬 선수가 속해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팀은 Challenger Circuit 1부부터 올라온 팀입니다. 아크5의 세드나 선수, 블루비즈 e스포츠, 줄여서 BB팀의 시냅, 행기, 메이커 선수와 선우 코치님, 미라지 e스포츠, 줄여서 MRE팀의 오로라, 아이캔두잇 위스퍼 선수와 잭제로 코치님을 마지막으로 팀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대회의 참가 자격은 PC, 플레이스테이션 4와 5, 엑스박스 1, 그리고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 플랫폼을 이용하며 참가 허용 거주 지역에 살고 있고 거주 지역에서 계정 소유가 가능한 나이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만 18세 이상, 일본은 만 17세 이상, 이 셋을 제외한 국가들은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죠. 또 디스코드 아이디가 있어야 하며 현재 시즌 랭크 tier가 골드 4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칭되는 팀의 수와 인원은 20팀 60명 이하입니다. 맵은 세상의 끝이며 heat shield와 황금 knockdown shield는 제거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개인 파일 및 해당 명령어만 추가 및 편집이 가능합니다. ALGS 대회의 종류는 크게 지역대회, 세계대회로 구분됩니다. 지역대회는 Challenger Circuit, 예선, 프로리그 정규 시즌이 해당되며 플레이오프와 챔피언십은 세계대회에 해당합니다. 예선은 프리시즌 예선, 프로리그 2부 예선, 최종기회 예선 세가지로 분류되어 진행되고 Challenger Circuit, 프로리그, 플레이오프는 1부와 2부로 두 번 진행되며 챔피언십은 가장 큰 대회인 만큼 한 번만 진행됩니다. 이제 챔피언십에 진출하려면 어떤 대회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예선과 챌린저 서킷으로 시작해서 챔피언십으로 향하는 각각의 루트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 매 대회의 상위 순위에 드는 것을 전제로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A, preseason 예선부터 시작해서 프로리그 1부, 플레이오프 1부를 거쳐 챔피언십에 진출하는 루트이고요. B 루트는 Challenger Circuit 1부로 시작해서 프로리그 2부 예선, 프로리그 2부, 플레이오프 2부를 거쳐 챔피언십으로 향하는 루트입니다. C 루트는 Challenger Circuit 2부에서 시작해서 최종 기회 예선 1부, 최종 기회 예선 2부를 거쳐 챔피언십에 도달하는 루트입니다. 오늘까지는 프리시즌 예선, 프로리그 1부, Challenger Circuit 1부, 프로리그 2부 예선까지 진행됐습니다. A 루트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11일 프리시즌 예선을 시작하며 ALGS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프리시즌 예선은 2주에 한 번씩 총 4번의 예선 토너먼트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상금은 없지만 각 토너먼트의 우승팀 4팀과 프리시즌 예선 포인트가 가장 높은 16팀을 합한 총 20팀이 프로리그 1부로 진출할 수 있었죠. 프로리그 1부는 프리시즌 예선을 통해 진출한 20팀과 작년 ALGS 포인트의 합이 높은 순서대로 20팀을 초청해서 총 40개 팀이 선발됐습니다. 참가팀 중 한국 선수가 있는 팀은 A2, 크레이지 라쿤, 다크, 파브, 플로라, 포세븐, 리젝트, 리들, 생고쿠 게이밍입니다. 총 상금은 약 1억 5천만 원이며 초청팀, 프리시즌 예선 우승팀, 프리시즌 진출팀으로 시드가 배정되었습니다. 이를 snake draft로 배열한 뒤 10팀씩 4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모든 그룹이 두 번씩 대결하는 방식인 double round robin으로 작년 10월 16일부터 5주 동안 6라운드가 진행됐고요. 한 라운드당 6게임으로 모든 팀들은 총 36번의 게임을 플레이했습니다. 점수가 매겨지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팀들은 게임별 등수와 kill수대로 점수를 얻고 모든 게임을 마친 뒤 총 점수대로 순위를 매겨 포인트를 얻습니다. 프로리그 종료 시 동점팀이 있다면 게임 총합 점수, 라운드 1위 횟수, 게임 1위 횟수, 라운드 최고 점수, 게임 최고 점수 순으로 우위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마친 총 포인트가 높은 상위 10팀만이 플레이오프 1부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플레이오프 1부가 지역대회로 변경되면서 상위 20팀까지 플레이오프 1부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위 10팀은 플레이오프 시작 점수가 있는 상태로 시작합니다. 플레이오프 1부 진출팀을 포함한 상위 32팀은 프로리그 2부로 진출하며 하위 8팀은 프로리그 2부 예선으로 진출합니다. 다가오는 1월 23일 오후 12시에 플레이오프 1부가 시작됩니다. 하루 동안 획득한 플레이오프 포인트를 통해 챔피언십에 가까워지게 되며 총 상금 또한 3억 가까이 되는 큰 대회인 만큼 선수들은 더더욱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야겠죠. 플레이오프 중 가장 많은 kill을 기록한 Apex Predator에게는 한화 180만원 가량의 상금도 주어지니 이 또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오프 1부에 진출한 팀들 중 한국 선수가 있는 팀은 크레이지 라쿤, 다크, 파브, 플로라, 리젝트, 리들, 생고쿠 게이밍, 퀸텟 포르티시모 총 8팀인데요. 8팀의 랜드마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Crazy Raccoon은 시험, 퀸텟 포르티시모는 Skyhook, 파브는 서쪽 Fragment, Reject는 동쪽 Fragment, 다크는 나무, Riddle은 Big Maude와 용암도시, Sengoku Gaming은 Landslide, Flora는 Harvester에서 시작합니다. 랜드마크는 전략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플레이오프 일부 대회의 시드는 해당 지역 프로리그 최종 순위에 따라 배정됩니다. 대회 방식은 일명 폴란드 룰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폴란드 룰이란 매치 포인트 룰의 다른 이름으로 팀의 총합 점수가 매치 포인트인 50점에 도달한 뒤 챔피언을 할 때까지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이며 게임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폴란드 룰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폴란드에서 치러진 EA 주간첫 세계대회에서 매치 포인트 룰이 처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매치 포인트가 된 후 챔피언을 한 팀이 나오면 각 팀은 최종 점수에 따라 플레이오프 포인트를 획득하며 플레이오프 1부가 마무리됩니다.